안녕하세요 밤의 눈꽃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뭘 할거냐면요 전리품 멋있게가 있죠 이건 물론 내 아이디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맡기시는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공포특집 할로윈 전리품이죠 가자 첫번째입니다 갑니다 아! 개이득이죠? 하이라이트 한조 나왔죠. 한조 일단 한조 악마 스킨 끼고요. 자 두번째 갑니다. 전설! 이 아니네요. <laughs> 자 시메트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오케이. 자 세번째 아직 47개 남았어요. 어우 겐지 어어 어? 개이득입니다 이거 1150 시큐레트 오케이 이거 바뀌어줄게요 아 그래도 걔들이 하이라이트 줄 이거 비, 개 비싸거든요? 웬만은 좋았어 자 30 4 7개 남았습니다 전설! <laughs> 잠만 설마 아니겠지? 자 솔저입니다 자막날 뭐, 믿어도 돼 괜찮아 나는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믿어 45 46개 남았습니다 전설! 끝났죠! 이야 끝났죠! 그쵸 내, 내 운이 이렇다니까 로드호그 nice. 자 45분 5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그렇죠 봐봐요 믿으 믿으라 했지 아 <laughs> 점수 두개인데 똑같은 게 나왔네요 자 44개 나왔습니다 크레딧 나왔고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 자 43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시메트라 묘비 뭐 이거 껴줄게요 자 42개 남았습니다 아예 크레딧이네요 41개 남았어요 전설 2개 전설 2개에 41개 남았고요 가자 할 수 있어 전설 그렇지 그렇지 메르시 3개 자, 마네메르시 나왔습니다. 3 0 0 0원짜리 전설이죠. 3 0 0 0원짜리 전설 지금 3개 나왔죠. 자, 마네메르시 전설 3개입니다. 40개 남았습니다. 전설! 아, 역시 히히히파. <laughs> 자, 4, 39개 나왔습니다볼 것도 없습니다. 전설만 보자. 전설만 보자. 그렇지, 메르시 괜찮습니다. 아, 메, 메이, 메이, 메이 좋습니다. 하이라이트 유령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38개 남았습니다 전설! 정크랜 나오자 자 현재 로드오고 매시 나왔죠? 자 상전환 갑시다 제발 37개 남았습니다 라인 아르트 어 이거는 있는 거네요 예 무드만개 36개 남았습니다 아 히히히 파 파흰흰흰 자 35기 남았습니다 벌금 높습니다 그냥 갑시다 전설 그렇죠 그렇지 나와줘야지 4개 4개 나왔어요 4개 나왔습니다 박사 나왔죠 떴습니다 지금 정크랫 로드호그 메르시까지 아, 총 4개입니다 저 7개 말했습니다 7개 전설 7개 나온다 했습니다 자 파파파 흰. 아나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이제 리퍼하고 아나 남았죠? 리퍼 아나 그 다음에 또 뭐있지?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튼 아직 안남게 많아요 33개 남았습니다 자 32개 남았습니다 전설 현재 4개 사용함 아 파파파 힌힌 31개 남았습니다 리퍼 나와라 리퍼 좀 나와라 뭐 라인하르트 내지 리퍼 30개 나왔습니다 아 흰흰파 <laughs> 자, 자 29개 남았습니다 빠는 중요합니다 흰흰흰파 <laughs> 계속 이어서 자 28개 남았습니다 전설 야 나이 야자 <laughs> 리퍼 전설 나왔어요 다섯 개 나왔죠 다 떴죠 지금 자 축하드립니다 호두님 일단 면접 리퍼, 정크렛 로드워그, 메르시 지금 예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섯 개 로드워그 두 개 나왔고요 자 갑시다 전설 다섯 개입니다 전 두 개 예상 더합니다 26개 남았습니다 아직 안 나오죠? 약간 아쉬워 그래도 크레딧이 쌓이고 있습니다 25개 나왔습니다 이제 자 24개 남았습니다 한조 아 이거 이거 불길한 징조인데 아씨 자 23개 남았습니다 23개 5개 아맥크리아 나쁘지 않아요 22개 남았습니다 전설 좀 나와라 두 개만 더 나오자 얘들아 한 번에 4개 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21개 남았습니다 예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정크랩 일단 6개 나왔습니다 자 전설 6개죠 현재 20개 남았습니다 야나 대박인 것 같아 문 크레딧 크레딧까지 개기모지합니다 19개 뭐 거의 전설 7개죠 지금 파파파인자 아씨 <laughs> 가봅시다 28개 남았습니다 아 또 전설입니다 루슈 나왔죠 근데 똑같은 거네요 8개 나왔어요 전설 전설 8개 떴습니다 17개 자 파파 힌힌 자 8개 나왔죠 현재 전설 8개 나왔고요 16개 남았습니다 전설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예, 약간 불운도 모르겠습니다 자 갑시다 계속 아홉 개 전생 강인가요? 어 rare. 야 좋습니다 파라 파라 악마 스킨이죠 빙이 이제 14개 남았습니다 갑시다 14개 의 전설 이제 딱 두개만 더 남으면 10개죠 뭐 한조 아 이거 이거 나면 안된단 말이야 13개 남 13개 남았습니다 이제 전설 한, 한 개만 더 나오자 한 개만 한 개부터 한다 자 12개 남았습니다 야 이러면 안돼 아나 아나 한번 나옵시다 11개 남았습니다 그렇지 하드 캐리입니다 토르비어 나왔네요 복주죠 일단 전설 이름으로써 9개 나왔습니다 9개 나왔고 크레딧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3천 돌파구요 지금 자 10개 남았습니다 자 자리야 이건 뭐죠? 스킨이네요 자 9개 나왔습니다 자 8개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한조 드러온거 나왔습니다 안좋아요 느낌이 자 7개 7개 중에 전설 한개만 더, 더 뜹시다 딱 10개죠 아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윈스터 그림자 놀이 이번 악마 한정판이죠 자 6개 남았습니다 아 저기서 한 번만 더 뜨자 자 5개 남았습니다 아우 짜증난다 내가 짜증난다 자 크레딧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4개, 4개 중에 전설하기만 더 나오자 한 번만 나오자 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샀구나 <laughs> 세 개 남았습니다 전세! 아, 흰흰 흰 파 두개 아 흰 흰 흰 파자 이로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별게 별게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진짜 엄청나게 나오길 예상해 봅니다 부탁한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아서 현재 전리품 아 이제 전설 총 합계 전리품 크레딧까지 합해서 9개 나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전설이 나온다면 저는 10개 나옵니다 전설이 10개 뜨고요 뭐 이제 오버워치 전리품 운이 가장 좋은 남자로 되고요 자 전리품 한 개 열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야! 10개입니다 10개 진짜 10개 나왔어요 와 전설 50개 중에 10개 떴습니다 와 나 <laughs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설 10개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밤TV 밤내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